꾸석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예. 와 우리 오늘 여기 뭐하러 왔을까요? 우리 오늘 방구석에 왔어요 방학에서 놀 거예요 근데 저 하나만 물어도 돼요? 왜 오프닝인데 여기 힘들죠? 지금 사람들 너 장난쳐! 감이 오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나 인상. 야이 언니 날다 죽이고 싶은 거야. 아니야. 아니 K가 말이 없잖아. 여러분 아니 아니 아 K 원래 말이 없는데 나 원래 조용해.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완전 내 옆에 이 둘은 완전 시민이야. 왜냐면 이게 저 나이 둘이 제일 의심 가안데 아, 나? 언니. 어, 아, 예상 제 예상 미주 언니가 마피아인데 그 옆에 둘 중에 한 명이 마피아. 그지 그지. 지금 아니 바꿔주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Nope. 아, 이형 있어. 왜 이렇게 아, 잠 아, 왜 내가 왜 들어갔는데? 설명할 시간 네. 너는 수정이 말 들으니까 약간 그런 거.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입장해요? 아, 네. 언니. 여러분, 나, 여러분, 나 진짜 아니다.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갑자기 어필? 갑자 아니야. 미즈입니다. 네 진짜 아니 미는 진짜 아니에요? 어 나 맹세 내 눈 동공을 똑바로 보고 왔네 사랑 이거 아니 아니요. 아니야. 안찍어 모르겠다. 여러분 첫판 미주 언니가 나. 어 일단 나 분명 이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날 죽여 먼저. 그래야 이게 끝나. 아니 정규 아, 시민이라고 강력하게 어, 어필해야지. 야 내가 강력하게 어필해도 강력하게 나를 <laughs> 나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일단 그럼 저 죽여요. 아, 아 언니 아니 이사 변덕이야 죽이겠다며. 아, 이네 명은 마피아 아니어도 마피아 같은 사람들이야. 너무 <laughs> 어려워. 한분이랑 내가 여러분 여러분 회의해요. 아, 자세 뭐야? 아 예습니다. 자세 뭐야? 예, 예, 예, 나 또. 얘는 내가 케이가 나한테 아니 뭐야? 이러는 거야 나한테. 어나 진짜 아니야. 명훈이가 그냥 싫어 아니야. 명훈이는 나 완전 심해. 심해 심해. 맞아. 그러니까 얘는 나를 편만 들려고 내가 시민인 거 아니까 지 아. 편만 들려고. 아, 진짜 심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니까? 아니 어, 무섭. 어, 어. 그 김케라고 정리. 아, 아왜 저래 진짜. 정리 김케이라고 정리. 아왜 저래 진짜. 그냥 맨날 마피아 잡히째면 맨날 나도 나도 나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봐봐봐봐. 하나 둘 셋. 정리. 미안해. 자 언니, 언니 언니가 시민이면 어필해주세요. 나는 맨날 첫 번부터 죽여. 연기한다. 나는 연기한 나는 지금 우리 눈빛인데. 죽여. 자기 살리지 마라. 진짜. 아 진짜 자기 살리지 마라. 아 진짜 인간적 이하자 우리. 명이요저 명찰인데 명이 뽑았는데 명치민이에요. 아, 말하면 안 돼. 치민이야 나오면 어, 그런 거야. 그러서아 난리 그래야지 좀마피 나오지 않을까? 우상과 말아. 그럼 얘야. 아! 그럼 정민이야! 왜 저예요? 그러니까 왜? 언니 의상어 나 시민이고 얘 시민이고 시민이니까 너 내가 의상하면 어떡하게 내가 의상하면 어떡하게 아 얘네 내가 확실히 근데 이렇게 얘 말한 거 자체가 얘네 그 까발리면 안 되죠 아, 의상어 까발리면 바보라니까요 아너 어, 의사야? 나 의사야 하나 둘, 셋. 잘 가라. 아, 어, 다 죽였어. 마피 죽었어.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와! 와! 맞잖아. 와, 대박. 예인아, 웹도 찍어. <laughs> 왜 찍어? 웹도 찍으래. 예인이야. 아, 그 미가. 키워드로 해요, 키워드. 아요. 네. 아, 제발, 제발. 그거 하고 싶어. 제발, 제발, 제발. 맘탈? 네, 네, 네, 좋아요. 이거는 셔요. 음. 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멤버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아, 이거 멤버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나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너가 저는 <laughs> 이 배달해 줬어요. 어. 어, 어, 네, 네. 네. 난 이거 어제가 그리웠어. 어? 그리웠어 어제가. 어제가 무슨 소리는거예 <laughs> 이건 좀이상해 어제 어제가 그리웠어. 어제가 그리웠어. 어제가 그리웠어. 어제 특히 보고 싶었어. 응, 어, 이게 어렵게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거 좋아해요 어, 어, 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다 지 어, 왜? 왜? 아 그래요? 마피아도 답을 마피아 어, 안적도 되잖아요 마피아면 적으면 시민 네. 네. 마피아가 안 적었구나 모르는 거 모르니까 안 적은 거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사백 같은 뭐가 단어가 써 있는지만 말해주세요 저희한테 저희는 어차피 다, 다, 다, 다른 거 뭐써 있었어요? 다른 거 식초라고 써 있어요 아, 아, 아, 그러니 싶어요? 다시 하자. 그러니 싶어요? 다시 하자. 그 언니가 마피아네. 나, 나, 나만 쏘를 썼어. 나머지 쳐. 아, 어쩐지 내가 뭐였어? 단무지. 어쩐지 나는 그 식초가 그립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X에서 시켜 먹었대. X이 배달해줬어. 응? 어제가 그리웠어? 어제 특히 보고 싶었어. 언니 아, 쓸 사람 알았겠다. 어, 그래서 내가 누굴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 푸시가 안 나는 언니가 어. 모르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거 듣고 나 언니인 줄 알고. 아, 그래서 마피줄 모르네. 나너 멀나 남는 거 가져. 내가 줄게. 어. 저는 어제 어,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 분이 그 뭐지 유튜브에서 짧게 하세요 짧게 그거를 만들어 먹는 거를 아, 내가 봤어 아 말했어 말했어 먹는 거 먹는 거 미안해 여러분 그야지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 자 괜찮아 여기서 반응이 없었던 사람 방금 지수 지수 아. 지수 왜냐면 지수 이거 딱 보고 뭐야? 음, 같은 팀고 싶은 자기 초콜릿 사주세요 아이스 자기 초콜릿 사주세요 아이스 우리 우리 다 지금 좋아 <laughs> 올라가야 뭐야 끝났어 이제. 아니 지수 지수 이거를 내가 다 해서 아뭐 했어 너 아뭐 했어 너전 이거 안 해봤어요 아 진짜? 저도 귀찮아서 안 해봤어요 똑같은 거 하면 안돼 똑같은 거 하면 아, 안돼 네, 네, 하려고 했는데 요새 유행하잖아요 아얘 눈치어아 아. 근데 안아 여러분 아니 안 죄송 안 했어 아, 그래도 의심 의심을 계속 해야 돼 일단 저는 이거 뭐 어제 처음 알어요아 진짜? 어? 네.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지혜입니다 어제 처음 인싸잖아. 근데 뭐. 이런 면에서는 <laughs> 인싸? 아니 아니. 아, 아 뭐야? 누구야? 지수 지수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수 언 지수 언가 똑똑해서 눈치를 챘어 이미. 땡! 네. 아 깜짝이야. 나 뭐라 써 있어? 자 이거는 커피입니다. 어. 아 그래서 앵했구나. 400? 이게 뭐야? 어, 근데 처음엔 진짜 어려워서 아니 그렇지. 그래도 덕분에 우리 잡았잖아요. 뭘, 뭐, 뭐 잡아? 아니 덕분에 어려웠어. 뭐뭘 잡아? 어? 뭐야? 야! 아, 아 진라면! 아, 저 질문하나 애들은 유리하잖아요. 근데 수정이 피땀도 했잖아요, 이거. 제가 어, 수정이는 좀 뒤에서 시작한 걸로 해요. 그건 수정이 의견이 갈등 없어. <laughs> 저기요, 그거는요. 손에 멍들면 누구든 할수 있으니까. 아, 근데 열심히 하세요. 많이 힘들어 생각하겠습니다. 철가방 주세요. 보여야지 동작을 맞추는. 고맙습니다. 와!